옷이 왜 그래요? 이 할아버지는 말이야 어둠의 마법사란다 응? 뭐래? 대표님 제 정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네 정신이야 난 내 정신이지 아형 팔도에 있는 성우들 다 연락 돌려보고 얼마 모아게 적은 거야 어? 나 어떻게 해줘 계속 하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다 들었잖아요. 그런 말 나와요? 아니 여기는 왜 자꾸 녹음이 중단돼? 제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사태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. 진짜 보시는 저런 노아 진짜 마블레이들이잖아요. 광고주 어, 어, 어, 비위 맞추느라고 뭐냐고 이게 지금! 대사도 뺏고 목숨도 뺏고 뺏어라! 이 길갑자 고병아! 이 성호들은 실력도 안 되는데 자존심만 부려 왜? 간다 하쿠나! 뭐, 뭐, 이 감독 뭐이 정도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잘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지, 그지? 어, 잘 돼가고 있잖아.